아니 어두운데 천천히 와야지 많이 나갔네 아유 참 괜찮으세요? 네 괜찮아요? 예보험사면 사진이 제일 중요해요 찍을 필요는 없을 텐데 진짜 제대로 났네